이쪽도 어우 무서워 자기 2층 한번 올라와봐 이거 봐봐 이거 아까 내 번, 하나 낸 거거든 차나? 한 어, 뜯어봐봐 이거 새 거야 새 거도 있어 이거 깎아면 되겠네. 아, 이단인 같다. 다꺼내 아, 햇반은 경치가 아 좋다. 아,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온다고? 비가 많이. 오늘 어, 청결이니까. 이 방은 작업실로 쓰면 되겠지. 어, 청소만 해야겠다. 이거 괜찮겠다. 아, 창문 내려있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안 되지? 김치가 맛이 없어. Confetti on the floor from the night before But when the sun comes up You are still the one I want Forget the mess we made All the things I forgot how to say Know that I'm no good with words For what it's worth You Cause everyone has gone home But you still dance with me when the party is over Problems, well damn it I don't care Cause everyone has gone home But you still dance with me when the party is over mm -hmm. When the party is we got our problems, but I know we can